4年前に開かれた愛知トリエンナーレをめぐり芸術監督だったジャーナリストの津田大介さんの名誉を傷つけたとして元作家で YouTuber の百田直樹が30万円の慰謝料を支払うよう命じる判決が昨日東京地方裁判所で出ましたマルチ商法で小茂さんの4月13日長官チェックからお届けしました百田直樹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항목이 연구소 성명 대륙간 탄도트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상 조선노동당 100턴 아웃기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우리 조선 이끄는 힘 오세대다 인민의 운명을 한 몸에 안고 우리가 바라는 분가린 이상 모두 다벗겨주실분 위대한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못 혁신 그 위성이 우리 목표다 용정이 결심